스트레칭 시작! 머리 당기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목 돌리기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크게 돌리기 둘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팔당기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앞에서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앞에 깍지 하나, 둘, 셋, 위로 올려 다섯, 여섯, 일곱, 옆으로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허리 숙여 하나, 둘, 셋, 뒤로 제쳐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둘, 둘, 셋, 뒤로 제쳐 다섯, 여섯, 일곱, 다리 벌려 하나, 둘, 셋, 중심 뒤로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중심 뒤로 다섯 여섯 일곱 무릎 굽히기 하나 둘 셋 한 번 더 다섯 여섯 일곱 무릎 돌리기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머리 당기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목 돌리기.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크게 돌리기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팔 당기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앞에서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앞에 깍지 하나 둘 셋 위로 올려 다섯 여섯 일곱 옆으로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허리 숙여 하나 둘 셋 뒤로 제쳐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둘 둘 셋 뒤로 제쳐 다섯 여섯, 일곱 다리 벌려 하나, 둘, 셋 중심 뒤로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중심 뒤로 다섯, 여섯, 일곱 무릎 굽히기 하나, 둘, 셋 한 번 더 다섯, 여섯, 일곱 무릎 돌리기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둘, 둘, 셋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숨쉬기 하나, 둘, 셋 교차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둘, 둘, 셋, 교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고하셨습니다.